Hi guys, this is Moon. Today I'm gonna talk announcement, like a uh, serious talking with you guys. Few people already know because uh, they see my title. There's a meme highlights series stop. So this is true. This is true. Last time I just uh, vote uh, what you like of uh, Moon, and then they just 58 people like my memes. So the memes really big to me and you my subscribers until now as a YouTuber or VTuber. It's kind of big. Now my subscribers is 920k. It's, so amazing. Thanks so much for you supporting like a meme likers or moon likers or something. I just appreciate so much. So these days, my subscriber knows the many people waiting upload meme videos, but um, I can't make it I can't make it. That is a big part. It's not problem on the fashion or like pressure or something. Okay, I'm gonna talk to Korean. 뭐 현타가 왔다든지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트렌드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시대가 달라졌어. VR책 관련해서 하는 영상들 자체도 그냥 아예 달라졌다고 보면 돼요 난 그렇게 생각해 뭐 다른 사람들은 아닐지 몰라도 제가 이제 약간 억지로 만들었거든 나는 되게 억지로 만들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거야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일단은 밈 그밈 그 자체도 소재도 너무 없는데 그렇게 만들어서 보여줘도 반응이 되게 없어요 왜냐? VHS 굉장히 발전을 많이 했고 사람들이 밈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보여주는 게 당연하게 됐기 때문에 옛날보다 반응이 적어졌죠 확실히 그래서 약간 내가 요즘에 이걸 많이 느꼈다는 거야 내가 그 친구들한테 가서 밈을 보여주면은 이제 그 친구들이 아 이제 대화량이니까 웃어줘야지 이러면서 하하하 웃는 약간 그런 느낌인 거예요 나는 그거가 느껴지니까 굳이 이제 유튜브 비디오로 만들 거리도 이제 없어지고 그러니까 하이라이트인데 하이라이트가 아닌 것들만 이제 만들게 돼버리는 거야 신기하지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유튜브에서 이런 밈 아바타 만들기가 너무 어려졌어요 워 나는 약간 야매로 만든 스타일이었거든 이게 유니티나 VR챗 이제 SDK나 이런 것들이 업데이트 되고 나면서 나도 같이 가야 되는데 I can follow the VRChat's evolving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따라갈 만한 브레인이 없는 거지 For example, Unity I can make a better avatar than before 그러니까 계속 새로운 거를 뭔가 보여줘야 되거든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만들려고 해도 첫 번째로 시간이 개 많이 들어요 그 3.0으로 만드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옛날에는 그냥 대충 만들어도 너무 신기했었으니까 진짜 하루에 두 개씩 세 개씩 만들었는데 요즘에는 만들기가 너무 어렵고 또 소재 찾는 것도 너무 힘들고 어떻게 하면 재밌게 할까 이런 것도 좀 이제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 만드는데 무슨 한 달이 걸리고 막 이런단 말이야 일주일이 걸리고 한 달이 걸리고 그래서 뭐 계속 이걸 하면은 그냥 도태될 것 같은 거 뭔지 알아요? <laughs> 이거를 계속 하면은 아예 그냥 안 될 것 같다는 거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트렌드가 바뀌기 때문에 이번에 나왔던 2021년, 2022년 하이라이트를 마지막으로 밈 하이라이트 시리즈를 공식적으로 이제 종료하려고 합니다. So next, what I gonna do? What you gonna do, Moon? If you ask like that, I'm gonna say nothing change. Ba-bam! Okay? It's nothing change. It's nothing change. Just officially end of the meme highlights series. That's all. Because even the meme highlight video is uploaded at one month, two months later. <laughs> 전혀 여러분들이 보는 그런 거에 대한 지장이 전혀 없을 거예요. I still have some few contents. VRChat Daily, VRChat Legend Creators, uh, VTuber collaborations, just talking. There's many contents. So yeah, don't worry about no contents. I have also planned like a few projects and also new contents because I need to challenge you. For the 1 millions, for the 1 millions u b s c r i b e man. That's the first one. 그리고 제일 큰 거? Can I honestly say why I'm not doing this? My meme viewership is f***ed up. That's the main reason. 이제는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이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데안 되는 걸 억지로 갈 수는 없잖아 새로운 조회수 잘 되는 컨텐츠를 찾는 게 유튜브 아니겠습니까? 하하하 Everyone listen this, okay? Listen. 요즘에 고민 되게 많이 했어요. Just so many thinking of that. For what? As a YouTuber, as a streamer, everything is need like uh, English, you know? And also I'm just I'm really trying to better. And also you guys say to me, Yo, Moon is English is evolving. You're so good. You're good at English. Oh my God, Jesus Christ, I'm sim or something. Thank you so much about like saying to me. I like proud of my like English uh, skill better than better learnings. But um, that's not important. The real problem is when I just talking my friends. 그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거나 이러면은 더 뭔가 얘기하고 싶거든. 친해지고 많은 걸 하고 싶어요. 진짜 많은 걸 하고 싶은데 even you guys chat, even chat. 내가 이제 항상 느끼는 거는 영어 쪽에서 방송하려면 영어를 완벽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 내가 재미없 재미가 그냥 애초에 없을 수도 있고 뭐 여자 스트리머가 아니라서 그런 걸 수도 있고 그냥 영어를 잘 안 돼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그래서 내가 느끼는 거는 영어가 너무 안 되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이나 내가 하고 싶은 컨텐츠를 제대로 못 해요. 오케이. Okay, this is Korean. 어, and here translate originally English is you know. But for me, 아, English u 부바 uh, u like that. I get so many stress of that. 진짜 미칠 것 같아요. 지금 내가 한국어를 하는 이유도 똑같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한국어를 하는 거예요. 답답하니까! 답답해 뒤질 것 같으니까. 방송하면서 이제 잉글리시나 Japanese uh, VTubers 그런 친구들이랑도 많이 친해지고 이러거든요. 그게 이제 저희 꿈이었으니까 아 이 사람들이랑 친해져서 많이 많이 이제 해가지고 놀고 싶다. 제가 하고 싶었던 건데 가까워질 수가 없지.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What I'm gonna do in my main channel, I'm gonna use Korean. 왜냐면 내가 편하게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예 많이 얘기하고 싶어요. Don't worry, I'm gonna translate on YouTube. 앞으로는 이제 영어 영어보다도 이제 한국어적인 거를 이 메인 채널에서 많이 쓸것 같아요. 재밌는 거 위주로 이제 할 겁니다. 그럼 해외 스트리머나 해외 버튜버들의 합방은요? 그건 하죠. 그때 할 때는 영어를 많이 할 거고 뭐 일본 분이면 일본어도 많이 하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떤 거를 할 거냐라고 물어보면은 I'm gonna do the project. I don't know English English guys like it, but this is for Koreans. 하나 프로젝트를 발표를 할 거예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Anyway, 요약하자면 나의 메인 컨텐츠 밈 하이라이트 시리즈 공식 종료. 두 번째, 그냥 한국어로 방송하는 거. 근데 어쩌지 유튜브에서는 번역이 돌아가거나 아니면 영어로 하는 것도 굉장히 많을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될 거다. 세 번째, 밈 하이라이트를 대체할 새로운 버추버 관련 프로젝트. 많은 관심 부탁하면 좋겠다. 근데 잉글리시 가이드들이 좋아해 줄줄 모르겠다. Thank you for your support, English guys. Even I do the like Korean shit. And then it, even you like me, I'm so thank you so much. If you think, yo, she's just doing like Korean shit. Oh my god, I'm racist. Yeah, I don't like Korean. Let's get the f and just go to the watching YouTube channel. Yeah, that's that's all. Yeah. 그러면은 여러분들 since next years just expect a lot thing from me. I'm gonna try more thing. Okay, guys, thank you so much for watching um, my announcements. I don't know it's gonna help you. Um, <sighs> I don't know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내 미래 시이브를. <laughs> okay, guys, bye bye. See you next time. Bye bye.